좋아요와 구독 제발 델박수리 엠님 별풍선 69개 감사합니다. 부산 사투리 쓸 줄 아세요? 사투리 버선? 아 오빠야 하나 아, 다시 가자 쫌비님 이쁘니기 감사합니다 골프는 골, 골, 골, 골프는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국어를 이쁜 척 하는 거라 그러면 골프는 똑바해 이걸 뒤늦게 하려니까 두 배로 수치스럽다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너를 좋아해 감사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피드 A님 별풍선 282개 감사합니다. 블랙피드님 이쁜에게 감사합니다. 골프는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. 국어를 국어를 이쁜 척하는 거라 그러면 골프는 똑바로. 흥. 낙화님 별풍선 69개 감사합니다. 유하 유하 유하 아 yes 감사합니다. 낙화님 69개 감사합니다. 야 나고 해도 돼? 내 거라고 해도 돼? 야 라고 해도 돼? 내꺼라고 해도 돼? 우리 둘만 아 <laughs> 이거 힘들구나 <laughs> 잠깐만 이거 되게 힘든 거구나 <laughs> 누가 자기가 왜 오지는데 나 하면서 얼굴 밝혀지고 있어 야! 라고 해도 잠깐만 나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이때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 아무 한 번도 안 했거든 야! 라고 해도 돼? 내 거라고 해도 돼?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보라더야 포스타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해 뿅! 됐다 <laughs> 됐다 이렇게 어떻게 해치웠다 <laughs> 귀여웠지?